o ha ha. Enter. May basik po niyo. Enter may yara 네, 네, 왔어요 치앙마이. 치앙마이에 도이스토리에 왔어요. 저기 가볼게요. 음.